자폐, 아스퍼거, ADHD는 말 그대로 연속선상의 스펙트럼으로 존재하는 것이 대단히 분명해 보입니다. 자, 모형을 더 설명을 해볼게요. 이것이 ADHD라고 하면요. 이어 동일 아스퍼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동일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고 할 수 있어요. 그냥 아동을 치료해서 이것을 제거하면 아스퍼거 증후군의 현상들이 보입니다. 치료해서 제거하면 나중엔 ADHD 현상이 나오는 아동들이 대부분입니다. 때로는 잊혀서 나타납니다. 이것이 ADHD라면요 아스퍼거가 겹쳐서 두 가지 지금 운전하면서 보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또 일부 아동들은요 중증 자폐증 현상이 이렇게 겹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폐증 을 치료하면 아스퍼 패턴이고 뭐 아스퍼 치료하면 ADHD로 진화하기도 합니다 거꾸로 ADHD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아스퍼거적 경향 ADHD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ADHD라고 생각하면서 그 병명에 안주서는안 됩니다. 사회성이 부족하더라면 자폐 성형을 아주 강력하게 의심하여 조기에 개입하여 치료할 때 아이의 안정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